안녕하세요 밤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어떤 분의 어, 호두마루님이라고 예, 저희 클랜 내에 계시는 분인데 어, 그분의 어, 사정상 어, 전리품 상자 50개를 저보고 가라는 지금 캐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좀 손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맡기시는데 일단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자, 첫 번째 장자입니다 예, 역시 꽝이죠. 근데 여기서 주문이 하나 있죠. 제나타를 외치세요, 제나타. 제나타를 외치시면 종이 납니다, 제나타. 세이 제나타. 그렇죠, <laughs> 봐봐요. 나오잖아요? <laughs> 네, 나옵니다. 와, 벌써 전설이 나오죠? 일단 소식을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아, 자 세이 제라타 잠수 나왔죠? 갑시다 두 개 중에 한 개 전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세 개 중에 한 개 네 개 중에 한 개 세이 제라타 제라타 다섯 개 중에 한 개 맞죠? 예 나옵니다 제라타라면 분명히 나옵니다 아 근데 이미 있는 스킨이네요 예 보현 스킨 다섯 개 중 두 개 나왔고요 갑시다 세이 제나타아 아쉽네 여섯 개 중에 두개 세이 제나타 일곱 개 중 두개 이제 메르시 요즘이죠 세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아 안나오네요 자 현재 42개인가 8개 중에서 현재 나온게 2개죠 8, 8개 중에 2개 야 좋습니다 트레이서 현재 9개 중 3개 나와왔습니다 자 마이드스톤 역시 눈꽃이죠 10개 중에 일단 3개 10개 중 3개 11개 중에 11, 11, 11개 중 3개 어 이거는 그거네요 아하 11개 중 3개 아 12개 중 3개 여기서 한 번만 더 외칩니다 세이 스메트라 시메트라가 시메트라가 나야 와 됩니다 11, 11개 중에 3개 아 안나오네요 12개 중에 3개입니다 12개 중에 3개고요 13개 중에 3개네요 13개 중에 3개 아 갑니다 14개 중에 4개입니다 아 일단 크레딧 나왔죠 크레딧 나오고요 열.. 0예 지금 몇 개죠? 그러면은 15개 중에 4개 자 벌써 이렇게 클라스 높은 확률 자 16개 중에 4개 17, 17개 중에 4개 18개 중에 4개 19개 중에 4개 자 20번째 에서 나와야겠죠 20번째 에 시메트라 나와 시메트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시메트라 신이시여 20개 중에 4개 아쉽게도 아 그래도 올림픽 나왔네요 맥크리 21개 중에 아 4개네요 22개 중에 다섯 개입니다 22개 중 5개 실시간 보고입니다 22개 중 5개 23개 중에 5개입니다 크리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24개 중에 5개입니다 아 정말 좋아요 지금 25개 중에 5개입니다 26개 중에 5개입니다 역시 외쳐야 됩니다 시메트라를 외쳐야 됩니다 시메트라 나오세요 시메트라 28개 중에 5개입니다 20 지금 28개 중에 5개네요 아우 더 파란 파릉이 자 28개 어 뭐지 28개네요 지금 지금 28개 뭐지? 숫자가 왜 똑같은 것 같지 아까? 아 29개 중에 5개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5개가 나왔고요 이제 총 20개 중 100개는 얼마나 남을지 20개가 나왔습니다 남은 20개 20개에 현재 5개입니다 19개에 아, 안 나오네요. 19개, 5개입니다. 18개. 18개, 5개입니다. 16개, 16개 부분. 아, 전설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네요. 16개 조에. 전설! 아. 15개째에서. 과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4개째 나올 것이다! 안 나오네요 딱 5개가 나왔죠 이제 13개에서 과연 야 떴다 아 근데 똑같은 게 떴어 거기 그러면은 몇 개죠? 네 38개 38개째 6개 전설 또안 뜨나요? 좀만 더. 자. 아. 뜨질 않네요. 괜찮아, 10개 남았습니다. 아, 진짜 힘겹네요. 시베트라가 나왔긴 했는데. 제발! 부탁한다! 아! 아, 위, 위도메이커, 어우. 좋은 거 나왔죠? 전설이 딱 마지막 하나 남으면 좋은데 적어도 7개 남으면 딱 좋거든요 디바가 나오기를 원하셨던 분이거든요 디바 태극기가 과연 나오길 디바! 나오세요! 어? 아... 아깝군요 그러면은 몇 개죠? 45개 7개입니다 갑시다 나올 겁니다 진짜 엄청난 확률로 4개 중에 한개 오! 대박이다 대박 진짜 이거는 와 소름돋다 40 7개 8개 여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괜찮습, 괜찮습니다. 아, 제발 디바가 나오길. 두 개 중에 한 개는 전설의 길. 아,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과연. 제발. 여러분들 갑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딱 총 50개 중에 나온게 전설이 8개네요 8개 나왔습니다 8개 아쉽게도 8개 아 진짜 너무 아쉬운 편이네요 일단뭐 오늘 지금 저한테 이제 까보시라고 말씀하신 호두마루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까보시길 원하는 거 제가 마이너스 손이라서 혹시 원하시는 분 저한테 메일로 저 이거 이거 있는데 유튜브에 좀 올리시면 될까요?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밤TV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